남성에게 생기는 변화는 뭐니뭐니 해도 발기에 관한 변화들이죠. 안녕하세요.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를 지켜드릴 내과 주치의 노년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교육이 꼭 필요하듯이 장년기에 들어가도 꼭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교육은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라는 성교육이 아니라 노화 과정 때문에 나타나는 성기능의 변화들을 알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노화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성공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파트너와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좋아지겠죠? 그에 비해 이러한 변화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다면 성관계를 맺는데 껄끄러워지면서 성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50대 이후 건강한 성생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평생 가장 큰 두 가지 관심사였던 자식 키우는 것과 커리어 쌓는 것은 이제 장년기에 들어오면서 그만큼의 노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인간 관계를 일구는데 더 힘써야겠죠. 평생 함께 해온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든지 아니면 작년기에서 만나는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이든지 건강한 성관계는 이런 관계들을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장점들뿐만 아니라 장년기에 성관계를 갖게 되면 지방을 태워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삶의 활력을 줄 수 있고 또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생기는 변화는 뭐니뭐니 해도 발기에 관한 변화들이죠. 발기의 강직도가 줄어들거나 발기의 지속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장년기 남성에게 가장 흔한 변화들입니다. 이런 발기부전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동맥경화와 관련이 큽니다. 성기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발기부전이 생기는 거죠. 남성의 변화 중 마지막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정을 하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정을 했을 때 느끼는 오르가즘마저 조금 더 줄어듭니다. 자, 다음 여성의 변화에서는 질내 건조함이 가장 흔하고 문제가 많이 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질내가 점점 더 건조해질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서는 성관계를 맺을 때에 아플 수가 있죠. 또한 10명 중 4명의 장년기 여성은 오르가즘이 줄어들어 성관계를 이제 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년기, 노년기에 들어서는 몸이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갖는 성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갖자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50대 후반에서부터는 서로 얘기를 하면서 계획을 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서로의 건강과 시간을 배려해줌으로써 더 애틋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자입니다. 자, 두 번째 팁은 애무 단계를 조금 더 길게 가져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갖는 애무를 통해 파트너를 소중하게 더 느낄 수 있는 장점은 둘째 치고요. 남성과 여성 모두 성기가 준비가 되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자, 세 번째 팁은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 질 건조함이 너무 심할 때에는 성관계에 갖기 전에 러브젤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러브젤을 사용해도 질 건조함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저희 의사들이 여성 호르몬을 바르는 걸로 저희가 처방할 수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 점점 질이 얇아질 수 있는데 여성 호르몬을 이제 다시 넣어줌으로써 질이 다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남성의 경우 의학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발기부전 치료제이죠.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